나간다. 배영도 하고. 이제 됐다. 나봐. 어. 다리 짬뽕짬뽕 짬뽕짬뽕. <laughs> 수영 잘한다. 우와. 근데 아무도 나를 안 잡고 있는데 왜 이러지 내 몸이 이런 느낌이야. 음. 노래 좀 틀어주자. 어이? 거이고 이거. 아 신난다. 이고이고이고이고이고 신난다. 이고이고 누구? 아이고, 건우가. 아이 재밌어. 카메라 참봉참봉 해봐. 그렇지. 카메라 되게 의식하네.

건다 건다 배경도 하고 재밌어? 이거 재밌어.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이마에 땀 흘리는 거. 물도 떠본 데다가 그만할까? 그만해라 네가. 아니 요거까 있다가 어. 앞을 열어 싸던 내가 알 그냥 그거 뭐 요거 안고.